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 엔진 엔진의 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엔진상 대신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감사합니다 누구? 사랑합니다 와 저희가 뮤뱅 1등 와 진짜 진짜 엔진, 말도 안돼 진짜 엔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엔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믿기 않네 이건 진짜 무조건 근데 진짜 <laughs> 맨날 똑같은 말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때문이니까 100% 그거니까 저희가 잘한 게 없어요 1등 또 3번이나 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실수 없이 Let's go. Love you guys. 네, 요즘은 저희 진짜 1위에서 지금 자리에 너무 힘이 풀려가지고 컴백할 때 진짜 이번에 목표가 1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벌써 세 번이나 진짜 그리고 또 이렇게 뮤직뱅크에서까지 하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꿈 같습니다. 진짜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. 세 번이나 1위에 상을 하게 줄몰는데 정말 전부 다 엔진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어, 멤버들 사랑하고 와 어, 진짜 어 뭐야 어, 어 뭐야 아까 이랬어 원래 이랬나? 원래 이거예요? 이게 스티커가 아니고 It's actually engraved in it 음 이거 아름답고 황홀한데요? Someone is engraved 네. 여러분 이거 많이 만지지 말자 왜냐면 지문이 다 묻어요 지문 묻었어 와 진짜 첫 리벤 그리트 아, 뭔가 실감이 <laughs> 잘 안 나네요 엔지니어분들 항상 언제나 더욱더 저 놀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완전 감사해요 감격감격 먹었어? 우리 왜 울어요? 갑자기 왜 울어요? 갑자기 우와 안 돼? 아, 안 했어요 너 가져라 잘한다 아,